아니라 할머니 팡팡 아 꼬겠다 꼬겠다 Happy birthday to you 아. 우와 우와 로한 밑 봐봐 Stay to nature. 엄마 안 먹으면 엄마 먹어버리잖아. 그거 왜 먹어, 니가 야, 핑계. 로아나, 오늘 생일인데 기분이 어때? 기분이 좋아요? 자.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로한이 생일이기도 했고 그래서 머리도 잘랐어요 로한이 맞아요 잠깐! 이거?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오늘은 로한이와 거의 생으로 놀 예정이라 다소 영상이 엉망진창인 점 미리 양해를 구하며 중간섭 어, 어. <laughs> 매트 깔긴 깔아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로안이 생일 케이크도 만들고 그리고 짜잔 미국 만들고 로안이 미역국 전집 도만들어주잖 어. <laughs> 활량 여행도 한번 가고 여러분도 새해 잘 보내세요 자 1월 1일 스타트 로안아 아빠 신문지 간다 엄마 앞, 앞치마 있는데? 앞치마? 앞치마 앞치마 어. 어, 오 잘하는데? 생일 축하해. 난 생일 축하해. 이렇게 끄다사. 아이그리 해. 엄마, 네 맛있겠지? 어? 어? 진짜? 자, 로안이 그거 만들어. 아빠는 떡국, 엄마는 미역국 단다. 이네. 이 가족 그대스네. 이 가족 그대스까?

코코넛 오일 대나 자 오케이 케이크 그릇을 직발 시켰다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 해줄게 미안해 팍팍팍팍 엄마 다시 잘해야지 네, 엉덩이 팡팡 엉덩이 팡팡 아 코겠다 코 엉덩이 빵빵 엉덩이 빵빵 우와 방금 눈빛 하나 맛 어때? 솔직하다 오 웬일이야 이거가 오 아니라네근데그게그게없어가지고ご飯食べるたびはまた作ってあげるから。엄마인가무슨말인가빵꾸크림엄마내가할게자와 다시 해보자. 빨리 올려줘. 많이 있어.

어, 내가 하고 어, 있어. 내가 고 있어. 특정 인형으로 올라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생일 축하해 엄마 생일 축하해 아니 로한인데? 만지면 안 돼, 로한이는. 안 돼, 아빠 아 만지면 안 돼. 알았다. 치즈! 잠깐만 이게 뭐야?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빌로한 우리? 어? 뭐야? 너 뭐야? 백스케이트 했잖아 Happy birthday to you 자 로한이 소원 빌고 언니가 했어 제발 제발 제발 하나 둘셋 우와 생일 선물 가지고 올게 응? 어? 엄마랑 기다리고 있어 어? 다시 한번 해보자 엄마 이거 만지면 뜨거워 만지면 해마 불나 불나 할 거야 불나 엄청 커질 거야 엄마 만지면 어떡 터지볼까? <laughs>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한다고? 아. 아,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 안녕하라. <laughs> 기념 사진 두 장씩 드릴게요. 아, 예, 예. 하나, 여기 보세요. 하나, 둘. 한 번만 더요. 하나, 둘. 오. 지금도 1층 내려가는 계단에서 보시면 네. 우와. 우와. 너 저기 바로? 우와, 밑에 봐봐. 우와, 로 바다 봐라. 여기, 여기 뭐야? 우와, 대박. 우와. 우와라 저기 봐봐라 우와 우와 대박이다 로한이 생일이라서 아는 거야 새해이기도 한데 로한이는 항상 해피 뉴 이어랑 해피 버스데이가 같은 사람이라서 저기 봐 전화 차는 가보였는 저쪽에 가보였 더 걸렸어? 자 1월 1일 첫 해를 보러 가네요 와. 로아나 어때? 안 좋아 여기 로아나 봐봐 같이 보자나 셋이서 봐 텅텅텅텅 야, 저 모두 안 보이는데 어, 뭐야 뭐야 나 우리 구해줘야 해더 <laughs> 어, 해라 우와 새해 같은 해도 뜬 거예요. 어, 진짜 새해 같은 해 아, 너무 좋다. 시작. 야 매워 진짜 2000 2013년도 사진니다2000 저거의 세각 고아 사진 우와 이게 소리가 안 나지? 소리 안 나요 원래 제보도 구경해볼까 한번? 자 이거 제주도 같기도 오랜만에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로하니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빌고. 에, 네, 소원 빌어 제대로 소원 빌고.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너의 생일 축하해. 엄마한 <laughs>